이제 예, 오늘 오자마자 바로 이제 감자밭에 탈걸 하는 겁니다 이제 감자가 얼굴 가네 100평에 100평에 400만 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100평에 400만 원. 만 평이면 4억. 와. 12억. 12억, 되겠네. 12억. <laughs> 돈 세다가 좀 로또 로또 걸어 로또 걸어. <laughs> 네. 뭐 하는 데죠? 어, 동화영동에 지금 이제 감자 수확을, 핵감자 수확을 해서 이렇게 소포장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. 이게 어디로 는 겁니까? 마켓컬리. 마켓컬리? 네, 마켓컬리에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배송이 되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소포장으로 하는 예, 거예요? 네, 소포장. 3kg짜리 소포장으로 나갑니다. 예, 이렇게. 형, 잠깐 얼굴 가네. <laughs> 가뭄이 5월달에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해가지고 작황은 그렇게 꼭 좋지는 않은데 동화양념 감자는 잘 된 것 같네요 와. 어. 사이즈도 다 잘 나오고 여기 감자도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가 들어갔나요? 여기는 전 작물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. <laughs> 지금 말을 수확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네, 여기 동화영농 오늘 대표님을 수확하고 있다고 해서 네. 예. 마늘 수확 현장에 한번 방문했습니다. 지금 마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? 뭐 오늘 공판장도 갔다 왔었는데 이 정도 물건을 구경을 못했습니다. 당이 한 3% 안에 들겠는데요 지금 <laughs> 예, 생대로 판매하면 뭐 거의 4 0 0 0원 이상 가는 물건입니다 전부 다 크기가 어. 지금 어떻게 이거 1학? 1학? 사지가 그냥 나오네요 아 1학 사지? 예 1학 <laughs> 사지가 5지 나오네 5지 와어마어마 크네 어, 예 여기도 SM팜하고 스포츠가 들어갔나요? 네 여기 동화영동은 봄에 한 3,000포 감자하고 또 배추하고 하실 때 그 다음 뭐 마늘 양파 할때또한 3,000포, 1년에 한 6,000포 정도를 어, 사용을 하면서 전농사를 전부 다 SM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<laughs> 뭐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... 캡슐 안에서 다 터져서 이제 마늘들이 다 먹고 성장을 한 거겠죠 자기 아, 임무를 다 완성한 예. 네. SM팜 미래들 네네 아 이제 SM팜 생산한 첫 비료가 이제 오늘 도착하는 날입니다 아 2차입니까 2차? 예 2차 맞네요 야 드디어 <laughs> 예. SM팜은 실은 예. 25톤 트럭이 지금 막 예. 네. 달려고 있습니다 야 <laughs> 반갑습니다 네야 예, 오늘 오자마자 바로 이제 감자밭에 탈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음. 이거는 100평이 몇퍼 넣어요 지금 감자밭은 100평에 두 개 정도 계산하고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럼 200평에 4, 4개 거예요? 일부러 찐 거죠 아 왜요? 공기를 들어가서 너무 웃자르지 않게 지금 해놓냐고 공기 들어가게 지금 찢어 놓은 겁니다 아 공기가 들어가서 예, 웃자르지 예, 않는 거예요? 예, 예, 예, 아. 온도가 좀 약해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? 예, 예, 아. 그냥 한 번에 벗기면은 이게 또 장애가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찢어줘야 돼 엄지 손가 많네 엄지 손가 그렇게 많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개면 열두 개 아니야? 열두 개. 열두 개, 열두 개, 열세 개 지금 올랐지. 예. 벌써 열세 개. 예. 야 예. 우와. 그 정도 뿌리면은 어떻습니까? 좋은 거죠, 지금. 아, 지금 그다면 오늘이 1월 30일. 예. 1월 30일에 뽑은 마늘인데 벌써 9반 형성되는 것 같고. 예. 아니, 뿌리에다 뭘 하신 거예요? 뿌리는 우리 뭐 거름을 많이 넣고 요거 비료를 이번에 그 비료 예.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 예. 예. SM팜 예. SM팜 쓴 거예요 SM팜 쓴 거야? 예. 아, 이러니까 지금 20부터처럼 두 대를 더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심으려고 아. 요거 보고 좋으니까 이제 막 감자를 더 심으려고 이제 그렇게 글 쓰는 거지. 저희가 SM팜 비료를 이렇게 만든 게, 어, 비분도 다른 비료보다 좀 많이 높고, 음. 그 다음에 이제 인산 자체가 어, 질소는 코팅 요소가 같이 들어가서 처음에 먹을 수 있는 질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요소들이 천천히 용출되면서 봄까지 계속 겨울에 수분만 있으면 그 계속 비분이 녹아서 나오, 나오고요 그 다음 뭐 인산 자체가 10이 들어가 있는데 인산에 그냥 구용성 인산이 아닌 수용성 인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가리도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, 효과를 또 많이 보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계속 마늘 양파 많이 하신 자리라든지 이런데 어, 미량요소 성분이 부족한 그런 토질에 어, 밀양요소 공급이 되고 그 다음 또 요번에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어, 이제 칼슘까지 4%가 나가니까 들어가서 칼슘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더 탄탄해진 작물을 키울 수가 있겠죠 키운 SM팜을 넣은 마늘밭이고요 네 이쪽은 지금 안 넣고 비닐도 안 씌웠네요 네네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올해 겨울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이중 비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 어, 완연성 비닐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계속 보충을 시켜주고 하니까 이제 겨울 동안 성장 차이가 이만큼 나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잎 우리 열두 잎 <laughs> 열두 잎하고 일곱 잎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초등학생과 대학생 유치원과 대학생 <laughs> 일반 복합비료를 사용했었을 때 지금까지의 비분이 남아있지 않겠죠 원효성 코팅 비료를 사용하셔서 수분만 있으면 겨울에 온도 맞아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먹을 게 계속 있으니까 성장은 계속 하겠죠 그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는 겁니다 물 관리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? 아 밤잠 못 자가면서 물 관리했지. <laughs> 밤잠을 못 잤다. 네. 그럼 뭐 차에서 주셨나요 차에도 자고 그랬지. 아 새벽에도 네. 나와서. 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막 이래. <laughs> 마늘 몇평 하셨어요? 그래 3만 평. 마늘 3만 평. <laughs> 평당 몇 킬로 나오니까 지금? 이런 거 9kg에서 10kg. 10kg면 4만 원. 200평이니까. 빨리 해봐 800만원 100평에 100평에 400만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0평에 400만원 음. 만평이면 4억 와 12억 12억, 되겠네 12억 돈 세다가 주문 로또 로또 걸어 로또 걸어 네. SM팜하고 슈퍼추비가 네.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? 아돈 많이 됐죠 네. 네. 얼마나 썼어요? 올해 예, 6,000포 예, 조금 넘 6,000포 조금 돼 예. 6,000퍼 넘게 네. 사용한 이 밭에서 이렇게 정말 지금 좋은 마늘이 나왔네요 예.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를 우리 또 슈퍼노브가 만들었는데 예. 이걸 또 사용해 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월 3년 음, 차 올해 3년 차 3년 3년 차째 계속해서 네. 음. 그 3년 됐지 예. 보시고 믿고 사용하셔서 좋은 수확물을 만드시고 아, 내가 사용해 보니까 좋으니까 또 옆에서도 농사진 거 보고 네. 많이 이제 쓰려고 들지 뭐 지금 얘기 아, 많이 사용하시고 아, 계시다 SM팜을 사용해 가지고 또 슈퍼칩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네. 정말 좋은 성을 하고 있어요 그죠? 네. 자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, 감사합니다 go.